리 이걸 응? Hã? <laughs> 응? 응? Oops.

让你擦屁股，我可从今往后不干这活了。嗯？ <laughs> no, no, no, no. <laughs> 얼굴 응? 응?